나랑 잘 때 어때? 여기서 말해? 아빠 음.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빵! 아, 아빠 이걸 떠 음. 아, 아빠 이걸 떠 음. 아빠가 알겠지 엄마가 꽃 어떤 게 제일 예뻐 하면은 이렇게 봐봐 음안 왔다 안 왔다 그렇지 음안 왔다 음 났다 <laughs> 어떻게 잘해요? 아이 아이 저 유카? 잠깐 일로 와봐 봐 잠깐 회의, 회의 좀 하자 빵! 이거 상태 봤어 이거 찢어지고 이거 이게, 이게 너무 얇기도 하고 이. 그래서 바꾸는 건 어때? 나 옛날부터 어. 생각했었어 근데 이제 참았었지 참았었어? 어떻게 참아야 해요? 옛날부터 되게 궁금한 게 있어 유카 자기 나랑 잘 때 어때? 여기서 말해? 아, 네, 그쵸 근데 자러 가잖아 우리가 한 2.5초 만에 잠드는 스타일이지 겁나 빠르잖아 유는 어, 아, 아, 흘러내려 이거 옛날부터 되게 궁금한 게 있어 어, 흘러내려 빨다고 이렇게 많이 리스트 흘러내리는 거 처음 봤네 아, 재밌는 친구야 아주 그냥 새끼 <laughs> 어? 우리 서로 이 잠을 같이 자는데 만족도를 좀 얘기해볼까? 유카는 나랑 잘 때 몇 점이야? 오해, 하지 말고 다들 <laughs> 딱히 생각이 생각 없지? 어, 어, 가끔 응. 시끄러울 때 있어요 근데 나도 느껴 음. 유카가 항상 깨운다는 거 나를 <laughs> 아이씨 막 진짜 아니. 했어 안 했어 너 맨날 아니야 나, 나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코를 건데요 음. 보통의 여자들 남, 와이프면은 그래? 아 우리 승장 너무 피곤했구나 아 어떻게 이불이라도 아, 어, 어떻게 하면 누가 그래 아니 아니 나는 너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한 안 깨우려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어, 그래서 목이 안 정도야 왜, 왜 이렇게 이게 직방이더라고 <laughs> 근데 항상 깨면은 약간 유카가 여러 개 있거나 심지어 많이 때렸잖아 옛날 기억나네 아! 아! 내 꼼! 왜 그랬지 진짜? 옛날에 유카가 이렇게 팡 때리고 나를 어 뭐야 뭐야 이렇게 했는데 유카가 나를 보, 더니만 안 했어 안 했다고? 때렸어 표정이 어떤 것 같았어? 되게 사랑스러운 뭐 육하는 나랑 잔다는 게 정말 뭐 생각도 없고 군대 한 상병 말 느낌? 예, 남자예요, 진짜. 여자 기안 발사. 어, 여자 기안 발사, 진짜. 야, 산다. 육하는 조용히 잔다 생각해. 응. 아! 육하는 잘때 이렇게 자잖아. 이렇게 일자로 자다. 깨어날 때도. 깨어날 때도 일자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목이 이렇게 돼있더라 <laughs> 그치, 목만 이렇게 돼 있어. <laughs> 조용히 자고 일자로 일어난다 생각하잖아. 응, 응, 응, 응. 이 대자의 뭐 감각은 없어. 유카의 잠버릇을 알려주고 싶진 않아 유카가 이렇게 좀 더럽게 잔다는 거를 더럽게 아니거든 왜? 과대하게 어? 과대하게? 거, 광대하게 광대하게? <laughs>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분명 이불을 저희는 따로따로 하는데 아, 아침 일어나면 항상 내 것도 없어 다 가져가 이제 근데 또 안 써. 내가 왜 안쓸것 같아 <laughs> 덮어줬지 우리가 몇 년이야 덮어줬는데 안 쓰더라고요 축구로 말하자면 메시, 손흥민이야 이사빡 하고 공산주의 느낌 군대에서는 정말 육하는 화려합니다 아주 그냥 아우 이런 여자 없어 강해 뭐와 으아 <laughs> 기술도 좋아요 <laughs> 아니 그래서 자기는 전벌이 좋다 생각해요? 나쁘지 그냥. 않다고 생각해 아침 일어나니까 음. 똑같던데? 약간 어. 이렇게 쳐들 약간 이렇게 쳐들 <laughs> 어, 괜찮아. <laughs> 그래, 뭐, 육하야, 뭐, 자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laughs> 법정에 들어가 봐야 이게 다 나오는 거야. 드디어 이 영상을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 지금 저희 지금 상태 보셨죠? 아주 최악이에요. 찢어지고, 이거. 이게, 이게 너무 얇기도 하고, 이. 바꿔야겠다? 오는 생각했었는데 전혀 혼자 안 자요 로하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면 교육에 쉽지 않게 우리도 딱히 힘들지 않아요 어 그렇지 6화는 힘들지 않지 근데 이제 제가 밑에 가서 로한이랑 자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고기가 불편하긴 하죠 이제 로한이가 점점 크고 있고 음. 6화도 더 크고 있고 <laughs> 매트릭스를 써야 될 것 같아서 패밀리 침대 싱글 두 개를 해서 이렇게 붙여서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자 생활의 질을 올리자! 막 여러 여러 지의 매트리스를 보고 이제 후기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 안 어. 음, 아, 맞다 어. 안 맞다! 음,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진누스 침대에 흑이를 찾아봤는데 흑이를 보니까 다들 무엇보다도 음. 폭신하면서도 음. 이제 단단하게 허리를 지지해주는 여러 각도로 누워도 다음날에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해요 음. 잠버릇이 심한 사람들은 음. 잘못 자면은 허리가 아픈데 제 얘기는 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매트리스는 이제 어떻게 누워도 허리가 편한 것 같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매트리스가 음.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매트리스 있지 근데 매트리스요? 매트지 매트 <laughs> 리스는 아닌데 매트 <laughs> 자 우리의 생활의 질 알라바라 어떻게 해요? 조카가 지금 없는데 벌써 와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송이 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배송이 오면 또 참을 수가 없죠 이거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친지 왔어 이거 아 진짜? 응 친지 왔어 들어와 어서 어떻게? 들어와봐 안되 빨리 들어와 유카 나 아, 유카 나 아, 유카 나 아, 유카 어떻게 잘해요? Sleep right. 와. 잠깐. 와, 스골 진공 포장? 신기하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스고이. 우와. 스고이. 우와. 우와. 에? 네?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스고이네 요즘. 유카 어디 와? 유카. 유카 잡아야지. 유카 간다. 응. 야야. <laughs> 심해 한수와 이것 때문에 빨리 했습니다 제품은 디누스가 직접 원단부터 메모리폼 그리고 스프링까지 모든 소재들을 만들고 유통 과정을 간소화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무료 배송입니다. な다だ와와야 아, 그리고 한국 브랜드지만 음. 일본에도 있는 브랜드고 해외에서 더 유명한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브랜드라고 해요 Are you sure? 예 아, 아, 한 사람당 하나씩? 대박 와 너무 좋은데? 이거면은 나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넓다. 빵! 그리고 여러분 어. 육아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어. 할인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기에 침대를 바꾸는 걸 고민을 하고 있다 음. 할인 티켓을 받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어떻게 해 해요? 하이! 이렇게 다 침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로하니가 기뻐할 생각에 일단 기쁘고 또 제가 이제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생각에 <laughs> 더 기쁘고 나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작에 바꿀 걸. 음. 뭐 그렇게 아깝다고 저걸 계속 고생했어요 뭐. 네. 이렇게 삶의 질이 급상승. 이제 일본인 아내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오늘 밤이楽しみだね 음, 감사히 쓰겠습니다. <laughs> 하이,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 다음,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 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에?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로하나? 로하니 침대 생겼어. 응, 로하니 침대야. 로하니 침대 생겼어. 로하노 베드 어때? 지누스. 이거 뭐야? 우와. 자 보자. 우와.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네. 좋아? 네. 좋아? 하나, 둘, 둘 셋! 아닌데, 그 엄마. 아니죠, 엄마 베개. 미안, 미안. <laughs> 잘못 얘기했다.